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끼다이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로 찾아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아시트랄 럭키블럭 저희 아시트랄 럭키블럭 새로운 버전 공개 날인데요 자 뭐 시작하기 앞서서 어, 이번에 뭐가 한번 달라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아마 여기 자막이 나가고 있겠죠 어딘가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어, 저번 일곱 번째 버전에서 많이 이제 제안을 해주셨던 이제 텍스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아이템을 추가해달라. 그러니까 전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 꺼내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스트랄 도끼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저번 아이고 저번 버전에서는 여기 그냥 이런 식 여기에 뭐 텍스처 텍스처만 입혀놨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으로만 추가 아이템으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능력도 있어요. 막 효과도 붙고 또 데미지도 더 세게 추가가 됐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무기 같은 게 더 업그레이드 됐고 또럭키블러그에서 나오는 아이템의 종류도 더 다양하게 하고 이런 아스트랄 무기들도 나오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뭐 그래서 주요하게 달라진 건 그렇게 된 거고요. 이번 여덟 번째 버전 어,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뭐 언제나 그랬듯이 lucky block을 깔 때에는 서바이벌로 까야 아이템이 나온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 lucky block은 그 inventory에서 creative에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어, 첫 번째 뭐가 나올까요? <laughs> 과연? 아, 음, 네, 뭐 나무, 나무. 어, 어, 네. 이제 좋은 게, 오, 오. 지금 보시면 또 이런 거는 이렇게 인챈트 된 효과 이런 것도 붙어 있고요. 보시면 와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이 아스트랄 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항 효과가 붙습니다. 네 어쨌든 어우 상당히 아이템이 잘 나오네요. 이번에 또 이 코인 코인 이것도 추가됐어요. 아스트랄 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가 됐고 어, 이거 추가됐어요. 이 하트 이거 이게 이 아스트라 하트 이게 추가가 됐는데 이거를 먹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 마침 이게 나오네 이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아스트랄 페어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PC 아스트랄 럭키블럭에서는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먹어지거든요 <laughs> 똑같이 그것도 구현을 했고요 이렇게 먹으면 <laughs> 네 먹어집니다 오 어, 어, 폭죽이 나왔네요 폭죽 한번 터트려 볼까요 폭죽 빠 짠. 엥. 또 여러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버전 때 저는 다음 버전 때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건 이거를 뭐지 베리럭키, 언럭키 이런 것도 추가를 다음 버전 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고요. 일단 이번에 여덟 번째 버전 V8은 여기까지 입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또 이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뒤에 영상이 또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나는 어 마크에 에드온 적용하는 방법을 안다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어,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 오늘,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한번 까봤고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고고! 네, 그럼 한번 이제 애드온을 어, 여러분들의 마인크래프트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제가 영상 설명칸과 댓글에 링크 남겨드렸죠. 거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여기 마인월드로 연결이 될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밑에 내려보시면은 자 여기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두 개를 다운받아 주세요 하나는 행동팩 하나는 리소스팩입니다 파일 다운로드를 받았으면은 이제 그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파일 형식이 조금 더 바뀌어 있어요 좀 더 편하게 근데 이게 보통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있는 기본 그 파일 관리자로는 안 열려요 제가 테스트 해보았을 때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앱을 한 개 더 다운받을 건데 이거는 무료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나 그런 데 들어가서 어,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검색을 하는데 검색에 파일 관리자를 치시면은 두 번째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추천을 해요 물론 다른 거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으신 앱이 있다면 쓰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을 한번 깔아주시고요 실행을 시키시면 대충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메인 저장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휴대폰의 저장 공간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운을 받았던 모든 파일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다운받은 파일도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서 resource pack과 행동팩이 있죠 이거를 둘 중에 하나 먼저 아무거나 누르면은 자동으로 방금 그 앱에서 그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마인크래프트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실행이 완료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권한을 허용해주면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마인크래프트에 가져와줘요 가져와주고요 리소스 팩을 위에 보시면 불러왔고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엔 마찬가지로 행동 팩도 또다시 여기서 행동 팩도 똑같이 눌러주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가 켜지면서 가져오기가 시작됐다고 하죠 바로 적용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건 어, 말했듯이 아까 그건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가져온 거예요 적용이 된 게 아닙니다 적용을 할 때는 어, 평소와 똑같이 월드를 만들 때자 새 월드 만들기에서 여기에서 무조건 add-on을 적용할 때는 그래서 실험적 게임 플레이 실험적 게임 플레이를 꼭 사용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적용을 해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키고 행동팩에서 내팩에 에드온 이거를 키고 이거를 활성화 resource pack에서도 활성화를 시키면 이 두 개를 둘 다 활성화시키고 이제 월드를 만드시면은 어,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볼 겸 월드를 만들어 볼게요 다시 말하지만 꼭 실험적 게임 플레이를 키셔야 돼요 <clears throat> 네. 자 월드가 로딩이 되었고요 자 한번 볼까 아 서바이벌이네요 한번 creative로 바꿔서 inventory를 확인해 볼게요 자, 짠 이렇게 럭키블럭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도 한번 잘있나 보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이렇게 나머지 아이템들도 잘 적용이 된 것 같네요. 한번 테스트 샵아서 하나만 꺼내볼게요. 네, 뭐 잘 적용이 됐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그 아까 리셋 스펙과 행동팩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적용하시면은 이렇게 어, 여러분들도 바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있고요. 네 그렇게 오늘은 Astral lucky block V8 여 번째 버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뿅